그럼 내가 여태까지 오더 내 오더로 잘 먹고 살았으니까 이제 누나가 해봐 한번 여기선 답이 없는데 이제 나한테 하라고? 야너 인선 실하냐? 아니 이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이거 잠깐만 갈 데가 없어 <laughs> 이 나쁜 놈아 좋아요와 구독 어 누나 오랜만이야. 아 오랜만이야 안녕. 누나 근데 왜 뭐? 미안해 일단 사과 먼저 할게. 뭔데? 오랜만에 만났는데 좀 이따 나한테 후드려 맞잖아. 아 <laughs> 아닐걸? 후드려서 그 미안. 아니야 아니야. 너 그걸 뭐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호되게 지면 어떡하려 그래. 난 질 수가 없는 실력이라 이제 지고 싶어서 하는 게 난 킬링이야. 누군가는 이기고 싶어가지고 어? 안간힘을 쓰면서 하자. 난 지고 싶어서 하는 거야. 어 누나 그 오늘 그 킬레기 자체가 본캐인 건 알아? 나는 본캐만 해도 상관없어 상관이 없다고? 응 너가 상관있지 난 상관없지 누나의 그 아니란 버스 타려는 마인드 본캐든 새페이든 어찌됐든 버스 기사가 운전할 건 뻔하니까 자기는 벨트만 맨다 누나 아, 솔로 솔로 6천점 넘었다 까부지 마라 그거는 배그 같은 경우는 그냥 본캐 오래 하다 보면 점차 알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맞지 음. <laughs> 그건 맞지 누나 실례 한번 내가 검증 좀 해줄게 알았어 담배야 애들 왔다 아, 네. 이 정도면 뭐 가볍지 두팀 이상 뭐야 이거 낙하산 컷 <laughs> help 스파이더 맞냐 그거? 오케이 누나 한번 실력 좀 볼게 왼쪽에 달라붙어 있어 바로 왼쪽에 살려주지 살릴 수 있는데 살리면 살게 야 머리 보이냐? 아, 아 따가 따가 이 자식이 오. 잘, 쟤 너무 잘 싸. 어, 쟤 조금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좋다. 어, 좀 뒤로 와봐. 예. 좀 이쪽으로 뒤로 와. 여기까지 와야 될 것 같아. 여기까지 오안 보이거든. 어, 뒤, 뒤에 구상 있어요? 음, 넘어가. 어? 음, 홈런? 오케이, 홈런. 음, 이거 한번 먹었는데 좀 쏘네. 구상 안 먹어 너? 와씨 의료 키트가 있는데 안 줬단 네, 네, 말이야? 와 붕대 내주는 것봐 인성 진짜 터졌다 내가 살아야 널 살릴 수 있는데 거기서 나한테 붕대만 주는 건 맞냐 그거? 같이 있는 사람한테 도전 안 나와? 그 맞냐? 아, 그 맞냐 그거? 이거 잘못 들었어. <laughs> 그러니까 그거 아닌 거 같은데. 내가 보실게 발소리 내 쪽. 얘는 바선데? 어 걔가 걔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얘는 다른 애야 얘는 아파트에서 왔나봐 쟤네 먹을까? 그래 따라가자 난 옆보니까 그 뛰어서 간다고? 공장 올리나 보네 아니 레토나타 있나 오토바이 있잖아 응 이따 여기 가면 되다 저 세웠다 저 세웠어요 오케이 나 공장 쪽 오케이 팔게 아, 펼쳐 줄게요 어렵군요 어? 쟤, 쟤 기절했어 딴 애한테 M4 맞고 아싸 kill 개꿀딱 창고에 있었어 이미 안 붙어줄 거지? 아, 붙어줄 아, 거야 죽인다. 어 나도 갈게 혼자해 나 아, 혼자 한다 혼자해 혼자해 나도 다 왔어 한 명이 사라졌는데 명다 있다. 다, 다 내려갔어. 한 마리 그죠? 왼쪽 박스 핑. 그리고 여기 하나 더. 어, 그래 확인. 얘 숨어 있다. nice. 도로이 정도는 돼야 뽑는데 어, 오토바이야. 오토바이랑 차 왔다. 어, 나차 소리 안 낼게. 세웠다. 오케이. 발소리 숨긴다. 어. 찍혀 찍혔다 얘 아까 한명 남은 거나 세우소 누구야 아 놀래라 전화 하나 내 소리 전화 전화 받는 거 아야 방금 중에 무음을 해나 이제. 누구세요? <laughs> 뭐야? 이거 뭐 알아서 말해? 백크야그 선거 그거 아니야? 모르겠네 잘 주워먹었네 아주 뭘 잘 주워먹어 내가 양각 돌아쳐서 너가 이렇게 먹은 거 아니야 방금 그냥 전화 때문에 이게 갑자기 키보드 마우스가 흔들려서 진동 때문에 그런 거고 아이고 치킨 먹어주면 버릇 잘못어 오른쪽 사람 오른쪽 사람 아니 얘 뚫는다 어 오는데 얘가 없지 야 양치기 멘타 양치기 소년 멘타 오케이 세대가 나왔어 어때? 응 어, 나이스 음 앞에 나 앞에 시파양이 한 마리 보이고 왼쪽 거기 거기 무조건 눕혀야 돼 나이스 안두콤 오빠 핑 여기 거기 오른쪽 나무 기죠? 뻐기 뻐기 봤다 살리러 간다 뻐기 나무 여기 여기 있네 한 컷? 그렇지. 그렇지. 환상의 호흡이다. 다음에 킬레이 같이 나가야 되겠는 걸? 이건 좀. <laughs> 야, 너 내가 다 살려줬는데 지금 너몇 기절이야. 죽기만 해라. 안 살려준다. 그럼 내가 여태까지 오더 내 오더로 잘 먹고 살았으니까 이제 누나가 해봐 한번. 여기선 답이 없는데 이제 나한테 하라고? <laughs> 야, 너 인성 실하냐? 아니 이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이거 잠깐만 갈 데가 없어. 이 나쁜 놈아. 얘니 <laughs> 매 눌러보고 이게 뭐야 오도도 안 하고 아니 이게 무슨 오더야 그냥 가다 적보임을 세운 건데 이거 해우수 아직 있다 두 명이야 두명 하면서 한명 뛴다 왼쪽 뭐야 마우스 한대 세게 한대 오케이 네 번째 기절 가능한가? 아, 안돼 안돼 안돼 별 아, 10개 아, 감사합니다 아개아 아! 뭐야 뭐야? 하나 더 있어? 쟤네가 어제 언제 저렇게 뒤를 돌았지? 아쉽네 성일수단님 각방인가요? 누나 최고로 잘하는 사람 하기. 누나가 봐서 누구라 생각해? 배그를 제일 잘하는 사람? 깨박이 넌 아니야 <laughs> 나한테 물어보지 마 아, 그러니까 누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너는 누구라 생각하는데? 너 얘기하면 나 얘기할게 나... 당연 난 나지 내릴게 Y자 갈게 오케이 아 미안 나 Y자 뺄게 옥상 안돼 금방 갈 거야? 나, 나, 나1갈 건데요? 어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나이스 나이스 라인 피지컬 잘한다 월전 확실 잘한다 따라갈 조금 건너편에 나가 어. 싸줄게 잠깐만 nice. 와이자 끝난 거 같은데 몇 kill 했었나? <clears throat> 나 3kill. 이런 거란 거 못 봤는데 저희 여기 있2층이 있다 3층집 2층에 하나 있고 가자 2층으로 앞에 올렸다 3층팀이 올린 것 같아 바로 앞에 원형 원형 어, 확인 우리 발세 들었다 나스 일어나 부상 있냐? 숲사 없는데 뭐 있네 뭐야 있네 아니 아니 이거 아드레날린이야 나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 아까워서도 안 주는 거야 삼번아? 죽으면서도 뭐, 맞춰놨는데 이 자식 내가 살려준 게몇 번인데 그냥 잘해서 살아난 거야? 어 <clears throat> 어. 브리핑 이집 이집 술탄 음, 좋았어 술탄 갔다 술탄 갔다 킬도 양보하는 아유 양보해줘서 너무 고맙다 야 그럼 부캐 끝난 거 같은데 이걸 졸업하네 오 바뀐다 누나 실제로 만나는 사람 누구 있어 BJ 중에 그럼? 나 없어 나 되게 집도 멀고 나 약간 외톨이야 오 서울- 서울 진짜 동안이야 나 서울 살다가 내려왔는데 괜히 내려왔나 봐 아니 서울이 아니고 나 33살 있는데 아. 공원이라 온나 나이를 왜 갑자기 얘기하는 거야 오 나라니까 근데 뭔가 편하지 버팀목 있고 뭔가 죽 음. 누나가 죽어도 내가 살려주고 에란길 때좀 겁난데 산옥은 엄청 든든하다 에란길 때는 사실 명불허전이잖아 <laughs> 너도 약간 AR을 잘 쓰는구나 나 SR, AR이 명품이지 SR DMR은? DMR이 좀 아쉽긴 한데 진짜 보완했지 <laughs> 내가 혼자 살아? 고양이랑 독립한 지 얼마나 됐었나? <laughs> 나요? 10, 아, 10, 10년이나 13년 16살 때부터? 오, 했단나 오케이 운동인간 고인물이네 온다 나온다 355 나왔다 두 마리 나왔다 뒤통수 한대 거짓말 나무 기절 하나 어디있어 여기 있다 나무 양각이다 거기까지 그러네. 끝났다 보다 저너 술탄 내 거야. 얘네, 얘네가 사실 너무. 네, 오른쪽 네. 기절. 어, 걔 개핀가봐 기절했다. 친구 어딨어? 갔다 갔다 갔다. 어우, 파일 있나 핑. 어, 보인다. 머리 한 대. 어, 아, 아, 어, 나이스. 체크메이트. 중급속 본나가 제일 배급이제 나이 제일 많대 이거 싫어요 아니야 아니야 제일 안 많아 태규 형님 있으신데 요새 태규 태규 형도 있고 오 아, 나무리 와타구왜 이렇게 잘 써? 나랑 눈 마주치고 오늘 바로 저 쫄아가지고 간다 야 어. 맞아 이거? 숨겼어 나. 아 맞아? 나 죽었어 혹시? 그냥 그냥. 아니 어너 죽었어. 나 어떻게 됐어? 너 죽었어. 이거 못 살려. 이거 저건. 왜? 건 몰라. 아 뭐야 뭐야 뭐야 뭐 기절돼 있네. 이 정도면은 다 해줬다. 나 아, 치포르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. 날렵하고 정교하게. 어차피 삑이야. 스토리 없어? 어, 없어. 다 썼어. 와, 이 술타 뭐야? 아, 술타 왜내 옆에 똑 떨어지냐? 쟤도 죽었다. 방금 누나의 플레이 문제점에 피드백 해줄게. <laughs> 방금 같은 경우는 어. 그 수류탄 처음 해봤을 때 약간 그 바위에선 삑이었거든? 음. 소리를 들었을 때? 음. 대담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닥치라니까 닥치, 닥친다 일단은 <laughs> 오늘 여기까지만 내가 봐준다 아, 알았어 이따 7시니까 준비 잘하고 네, 이따 7시에 저거로 보자